요즘 이준호 임윤아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시청자 기대작 드라마 킹더랜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드라마 킹더랜드는 6월 17일 첫 방영을 시작으로 JTBC에서 밤 10시 30분 토요일 드라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킹더랜드는 넷플릭스 동시 방영 확정이라고 하니 JTBC와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게다가 점점 드라마가 첫 방영일에 가까워지는 만큼 티저 영상과 스틸컷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세상 너무 잘 어울리는 이 둘이 로맨틱 코미디를 한다니 이건 무조건 본방사수해야 되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전체적인 드라마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식적인 미소를 견디지 못하는 재벌 후계자인 남자 주인공 구원이 원치 않을 때도 직업상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어야만 하는 여자 주인공 천사랑과 만나 진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여기서 등장인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준호 배우가 맡은 구원이라는 캐릭터는 타고난 기품과 카리스마 그리고 명석한 두뇌와 시크한 매력까지 갖춘 킹그룹의 아들이자 킹호텔의 후계자라고 하네요.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갑자기 사라진 엄마에 대한 기억만은 갖지 못하는데요. 그런 그는 해답을 찾고자 입성한 킹호텔에서 자신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여직원 천사랑을 만나 티격태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천사랑 역을 맡은 배우 임윤아 씨의 캐릭터를 살펴보면 아름다운 미소와 고객 만족을 부르는 완벽한 서비스 로비 안내원이자 호텔리어들의 꿈인 킹더랜드까지 꿈꾸는 넘버원이라고 하네요. 어린 시절 가장 행복한 기억을 남겼던 킹호텔이 일원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고자 고객들에게 최고의 감독을 선사하지만 그녀 앞에 킹호텔 후계자 구원이 등장하면서 여러 트러블이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무언가 재벌 후계자와 호텔리어의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최대한 빨리 투샷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재벌과 그 계열사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의 이야기라서 뭔가 뻔한 로커 같은 느낌도 들지만 오히려 뻔해서 더 재미있을 것 같은 예감입니다. 더 나아가 태국에서 해외 로케도 했다는데 뭔가 마지막 티저 모습은 태국일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런 면에서 빨리 다음 티저도 보고 싶고 첫방일도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킹더랜드 작가는 체롬이라고 하고 creator가 천성일 작가라고 합니다. 준호부터 지금 우리 학교는 드라마도 반응 좋았었는데 믿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배우는 이전 작품인 옷소매 붉은 꽃동에서 정조 이산 역을 맡으면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반면 임윤아 배우도 빅마우스 고미호 옥을 맡으면서 한층 더 단단한 연기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극과 사건 해결을 중심으로 활동한 두 배우가 현대극이자 그 로맨틱 코미디에서 만나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 점점 더 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준호 임윤아가 그려나가는 구원의 첫사랑 천사랑과의 이야기 드라마 킹더랜드는 6월 17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시작하게 되고 JTBC 방영이며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준호 임윤아 조합의 킹더랜드 첫 본방사 수 잊지 마시고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재밌네.